쌍흑익으로 식스팩 성형이 된다고 진짜로 가능할까요? 식스팩 콧방을 여러 개 <laughs> 느낌일까요? 모닝방을 여러 개 아. 모아놓은 느낌 안녕하세요 레아트사이니까 최평룡 원장입니다 네, 뭐 남자분들이 피부가 질기다라고 하잖아요 뭐 남자분들이 수술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나요? 네, 물론입니다 남자분들은 피부 자체는 상대적으로 여자분에 비해서 두껍고요 근육하고 피부 사이에 있는 지방층 자체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는 좀 질긴 타입이면서 지방층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여자분들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지방이나 지방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? 네 상대적인 거고요 지방층은 상대적으로 적고 약간 섬유질이 많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네, 지방 흡입으로 식스팩 성형이 된다고 홍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음. 진짜로 가능할까요? 식스팩 모양 자체를 흡입을 통해서 좀 유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힘을 주는 방향이나 자세에 따라서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음. 어려운 것 같아요 음. 원장님이 식스팩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좀 이해도가 있지 않으신가요? 저는 없습니다 대신에 숨겨져 있어요 <laughs> 언젠가는 드러나겠죠.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상으로는 그 모양에 맞춰서 흡입을 한다기보다는 다 네. 흡입을 해서 왠지 이식을 해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볼륨을 줘가지고 네. 대신에 이제 만져봤을 때는 조금 다르겠죠. 딱딱하지는 그러니까 않고 네. 빵을 여러 개 <laughs> 느낌일까요? 빵을 여러 개 아. <laughs> 모닝빵을 여러 개좀 아. 모아놓은 느낌? 빨래판보다는 약간 식빵 뚜껑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음, 근데 모양만 좀 유사하게 할 뿐이지 네. 결국엔 운동을 해라. 그렇죠. 감사합니다 원장님.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어, 수술 전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